생각 이것도 선물로 줬어요 미니 피겨 이거 랜덤으로 나오는 미니 피겨거든요 이거 해줘 다스몰 스타워즈레이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만 3개 이거 개봉기는 나중에 찍겠습니다. 음, 저는 어,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역시 입으로. 뭐지? 뭐지? 아, 이렇게 잘5번이요 そっか。 볼까? 그러니까. 음, 예쁜 것 같아요. Hmm. 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 배트맨 와 배트맨이다 배트맨 음, 완성 히히